네, 저 그 카이스트의 전길남입니다. 어, 근데 왜 데이터베이스 역사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? <laughs> 라는 건데, <clears throat> 제가, 아, 한, 지난 봄에, 몇 개월 전에, <clears throat> Computer History Museum 갔다 왔어요. 근데 뭐가 재미있었는가 하면, 거기에 그 히스토리 오토노마스 베이코, 라는 거, 그거 보고 제가 셔 받았어요 근데 항상 우리 뭐미 특히 그 실리콘발에 잘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히스리 오브 오토노마스 베이코 라는 거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아직도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조금 시간 있으면 이야기하죠 이렇게 제가 그 한국 컴퓨터 개발 역사 프로젝트라는 거 한 2, 3년 전에부터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?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<clears throat> 인터넷 히스리 프로젝트 어, 시작했습니다. 그 우리나라 거 아니고 그 세계 전체 거. 근데 결국은 한 100명 정도 하고 어, 한 5년 정도 고쳐서한 1000페이지 정도의 어, 책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같은 시스템으로 <clears throat> 그 우리나라의 컴퓨터 역사 어,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, 시작했습니다 <clears throat> 먼저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전에 식사 어, 속에 있었는데 우리 그 특히 저는 그전복과학계라는 거에 신경 썼어요 전복과학계에서 예를 들면 그 대학교 1학년생 대학교 3학년생한테 강의할 때 세계에서 첫 번째 그 프로그래머는 누군지 알아요? 근데 우리 소개하는 거죠 에이다 러블레스 만일 그 클래스에서 누군가가 그럼 한국의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은 누굽니까?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교수로서 대답하시겠어요?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, 그 숙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우리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 없지만 대충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뭐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그 다음에 뭐 디테일에 가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컴퓨터 누가 뭐 만들었어요? 물론 그, 그, unprofessional, 어, 그런 백과사전이나 그런 거 가면 뭐 쓰고는 있어요. 근데 그거 우리 컴퓨터의 정보과학회, 전자공학회 이런 컴퓨터의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인정한다는 항상 그런 거죠. 누군가가 뭐 개발을 했다? 근데 그거 개발을 한 거에 그, 어, <clears throat> 페이퍼, report, technical report paper는 이런 겁니다.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다음에 그것보다 <clears throat> 더 조금 가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애 먹는 거는 근데 그 다음에 보람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프로페서, 프로세서 언제 누가 뭐 만들었어요? 그거가 4비트였어요? 8비트였어요? 16비트였어요? 라는 거 근데 사실 우리 70년대 4비트도 했고 8비트도 했고 16비트도 했습니다. 다른 그 device 이용하고 4비트는 기본적으로 paper 어, 프로세서 paper상에서만 있는 프로세서하고 실제 구현은 안 했습니다. 사실 못했다라는 건 정확한 거죠. 우리나라에 그 fabrication 하는 시스템 없, 없어서. 근데 8비트는 어, 어, 제대로 했습니다. 그 조금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퍼블리케이션 시설도 있었고 미국하고 그, 그 퍼블리케이션 시스템 setup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그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이트도 있었고 근데 그 전에 discrete component 어 이용해서 16비트 하기로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사하는데 꽤 시간 많이 걸렸어요 논문도 제대로 나오는 거 없어서 고생했는데 근데 그런 타입 거는 지금 챙겨야 되는 거죠. 그, 그거 실제 개발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인터렉츄얼이그 presentation material도 만, 만들고 논문도 쓸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이 해, 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거는 <clears throat> 아 먼저 2015년 첫 번째 거에는 아, 대충 이런 거 했습니다. 어, <clears throat> 프로세서, 운영 어, 아, 체제, 근데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안다 그 다음에 입지력 근데 실제 많은 시간 뺏겨놓은 거는 그 입지력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한글 결국 한글은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 다른 건 다 알아서 <laughs> 하도 괜찮은데 제일 마지막에 인풋 한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근데 아웃풋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? 라는 거가 어, 어, 근거죠 근데 그 다음에 추가로 그 그럼 뭐 한글 프로세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? 라는 거 근데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. 아직도 그 한글 프린터, 한글 그, 어, 어, <clears throat> 그 터미널, 터미널은 인풋이라는 뜻인데, 그래서 괜찮게 그, 어, 실제 개발한 당사자, 아직도 그 현역 일을 하고, 있, 교수하고 있으니까, 어, 어, 제대로 그프로젠테이션 모델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저는데, 시간만에 시 베껴놓은 거는 아, 5.3 한글 한자 워드 프로세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거에 우리가 아카이브 그런 거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도 일차적으로 챙겼다라고 그 아, 어, 생각합니다 2015년 20, 2016 묶어서 근데 2016에는 한글 처리라는 형태로 어, 더 조금 그 어, 했고 그러니까 그 한글 처리 만지기 시작했으니까 아예 기계 번역 분야 한글 processing이라는 뜻으로 그 기계 번역 분야도 조금 추가로 커버 해버리자 <clears throat> 어, 라고 됐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조금 space, 어, 여유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가는 거 보니까 결혼은 온라인 서비스였는 것 같아요 그래, 그 부분 제대로 그, 어, 어, 하자. 뭐, 기분 좋으니까. 라고 해서 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, 어, <clears throat> 아, 올해부터는 우리는 20세기의 컴퓨터 시스템까지 했는데, 올해부터는 그것보다는 정보과학회에서, 정보과학의 분과가 많이 있으니까, 각 분야마다, 데이터베이스, AI, 소프트 엔지니어링, 뭐, SCI, 그런 거, 분야마다 히스리 챙기는 거하고 문과 이원의그 activity에 관련돼서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그 전복학에 그 거셨는데 제일 먼저 그 보란티에 하는 거가 이 대답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목적은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한번 조금 어, 어, 챙기자. 완벽하게 전이하는 거는 아직도 그거는 필요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 개발한 사람한테 본인한테 이야기 듣고 근데 그 기록에 어, 어, 남기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거로 최점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컴퓨터 개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차적으로 데이터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역사 전문가가 그 평가하는지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하겠죠.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르표보다는 가르표는 없고 그거보다는 먼저 데이터 챙기는 거. 근데 아직도 그 사람 제대로 그런 사람 개발하는 사람 제대로 그 어, 어, 메모 쓰고 발표하고 비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그 저는 그런 대답해서 보면 그렇게 그뭐라람테 해줬으니까 굉장히 그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몇 명한테 이야기하니까 AI나 어, <clears throat> 어 AI하고 그 무슨 뭐야 어, 어, 아, HCI는 내년에 그 할 의향이 있다. 그러면 이제 모멘텀 픽업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한, 한 4, 3, 4, 5년 정도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 컴퓨터 관련되는 분야 일차적으로 가봐되는 야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라는 거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 집필 시작하면 될 것 같다라고. 그러니까 이번에 그네다베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AI, ACI는 내년에 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시스템 소프트웨어, 뭐 software engineering 뭐쭉고루고 있죠. 근데 그거는 전문과학계로 볼 때는 문과 활동, 활성화하는 것 때문에도 그 도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저는 그 제가 그 20세기의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는 했는데 이제 그 이 전체 예, 특히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그 챙기는 거는 전과학계가그 주도하는 거 아,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거 <clears throat> 아, 컴퓨터 히스리 뮤지엄 그283 히스리 오브 오토노마스 베이코 이 컨셉트 믹익는그죄송합니그 실리콘바레에서는 어, 작년에 나왔고 이, 이거 당사자 제가 만났어요. 근데 그 다음에 구글하고 계속해서 구글 자동차 한 대 여기 갖고 오고 근데 이제 그 이것저것 작업 시작했습니다.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또 이거 이 분야에서는 캐첩 게임 하기로 되는 거죠. 안다. 근데 근데 그런 거 저는 이 전체 이제 전복학에서 그 역사 그 석대봉이 하나하나씩 챙기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IT 분야에서는 아, 아, 처음 앞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언젠가는 그 미, 그 다음에 실리콘바레하고도 우리가 경쟁해야죠. 그거로 그 오늘 잘그 어, 어,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